Excuse. Mm-hmm. Mm-hmm. Oui. 마스터를 지나지 말라 그랬는데. 제가 갔어너무 돌아왔어요. 지하고 빨리 돌아와서 대열에 합류하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. 응.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. 불만이 아시죠? 네. 자 오케라 오케라 어디 갔어 준준? 자 이쪽으로 가야 돼. 여기 지금 왜 해야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.

you Thank you

Thank you.